원래 볶은 이런 걸잘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걸이를 항상 이렇게 고정을 해요 저도 고정을 하려다가 근데 이 정도면 안 해도 돼이 정도 걸리면 그냥 냅다 뜯어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맨 안에 인어가 아. 없으니까 인어가 없어서 고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걸린다 만약에 이렇게 걸린다 어떻게 하냐 훈수가 이게 뭐냐면 레페 훈련을 한 어, 이거 괜찮다. 이게 나도 이거 있으면은 뭐 조끼 이그 이게 없으니까 제가 그 민소매를 입었는데 장냅다 전부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단추를 잠가야 될 것 같아요 라이온 분들께 굉장히 슬픈 소식이고 진짜 힘들었어요 어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수가 말이 안 됐죠 아 연수가 말이 힘든 거예요 이 집중하고 있으니까 좀 더 크게 얘기해 라이온 분들이 좀 쉬어 원래 볶은 이런 걸 잘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고모 포. 한 이틀 전까지 되게 떨렸거든요. 하면서 좀 정리 같은 것도 좀 되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요즘에 약간 안 좋은 습관이 생긴 게 목이 자꾸 안 좋으니까 이 목이 자꾸 이게 빠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보고서 일단 할 때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. 좋아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협이 형과 규빈이 형의 그아 있잖아요 거기 2절 그 프리코러스 부분에 같이 안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을 딱 쓰는 거 보면 어 거의 부분 너무 좋다 와 진짜 너무 좋다